안녕하세요 NCT 드림입니다 팝잇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팝잇 만들기 없죠 들어볼게요 팝잇 만들어 볼게요 우선 팝잇 재료를 준비해 볼게요 아 이건 진짜 저요? 그게 왜 동그라미? 아니 동그라미만 하는 도시 vs 시골 아 자연과 도시 반반 딱그 경계선에 살게요 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이제 적당히 하자 제발 귀여워 근데 우리 진짜 망했어요 망했어요 우리 이제 블랙리스트야 I believe 너는 곁에 없지만 <laughs> 짜잔하면서 보여줘야 돼 짜잔 <laughs> 그럼 저희가 만들어 수고했으니까 데뷔 전 우리 루키즈 시절 있잖아 그때랑 비교해서 가장 지금 많이 괜찮아 지금 일단 키가 너무 많이 컸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성이가 진짜 2m 찍었으면 좋겠어요 195대쯤 <laughs> 나한테 형 키가 안 멈춰 이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이번에 우리 신곡 있잖아 ASMR로 한번 불러볼까? 예런치데 <laughs> 해보자 런치데 재미네 5, 6, 7, 8, 5 돌고래야? 사실 NCT 드림은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없어요 이번 컨텐츠를 보시면 그렇게 아실 nope.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우리 무시하냐? 야 잠깐 이번 컨텐츠로 확실하게 우리 이러고 무시하냐 할 수가 없어 앞으로 제가 저희 형들 잘 이끌어가면서 좀 더 성숙해진 인식들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과드리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빠 안 잔다의 에시드 드림이었습니다 아빠 고마워. 고마워. Jesus.